형제들이 너를 비웃어도 내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처맞고 뒤로 넘어지며 깨우겨 니네 호미들 전부 다 갖고 데려와 내 앞에서는 찌그러들어 아마다 친이 놈이 스니치 사는 게 점호 너인데 왜 자꾸 배려해 난이 사정 알고도 절대 배려하지 않아 오히려 너랑의 버릇이 더 배려해 2021년도 아, 내가 씹어먹으면 뭐 어때 I'm a feeling man max I feel like me 스위치는 인스택 이러면 묘직 백이면 배 그릇은 무봐줄게 삼촌에 데리고 쟤네 친구들 지금 내 밑에서 굽신굽신할 때뭐 했어 All agings, oh PTSD 어, 미칠 것 같아 스택기로만 머니 너 평생 이래서 뭐 벌돈으로 지금 사버렸어 화려한 벌킨백 2021년 내가 전부 쓸어먹어 두 손에는 차펄 cause I feel like gonna 내 총구는 적들에게 돌려비 my enemies 또 슈리만 lay feel like baller 빠 Yup baller let's go I wanna make young money like a star. When I'm on the right track, you know I never stop. Till I make a shot to put my name on the top. I just wanna get paid. I'm broke but still have boxy Mercedes. My bro got the G. She push got to leave. Me got more G at the backseat when the key. Ding. Still moving, just like the key. Feel like I'm the one who ain't think about my lean. You know that shit got a B, so got three. Cause too sweet for me, so got Fiji on me. My bitch is like Barbie, I'm in they dumb. I'm thinking in D and zip infinity skyline got 2060 TT when I smoke that shit up in E. I feel everything when I'm on an exit. Oh, it's already over, bro. 무바운 주로 씹어먹어 지어기를 지연대 눈빛 딱 달라붙는 느낌 즐겨 they like it I may beat up 뺏은 적어도 I'm not the worst one choose the better one battling 해도 they like it 낯선 공기에 적응하는 건 시간 문제니 뜨기 전 준비는 확실히 하고 태어나게 Wait for the start of flying 내 박자 laid back delay 때라니 no payback stop from the basement 쇼민 기준이 못 갔지 실력보다니 맥은 먼저 빠진 년 지옥 먹어 똑같지 나는 따라가지 않아 남들 같이 다 빠지려고 왜 그때 난 끼어들었어 yeah. Before I get more famous cause I'm me 아파지 않아 기본기가 맥같이 빠니 이제 가려할 때 show and prove with the crew with the boat 눈 감아줄게 할 거면 내내 copy yeah. 봄베비스 가사시라는 말들로 채운 그 가사 나 그딴 가사 따윈 안써 매일매일 물에 부딪히는 삶 사실 두려웠어 여기나오는걸 말야 근데 이제 알았어 날 지켜봐주는 걸 말야 초반엔 병신이 지뻔 여기나 보니 상황 바뀌지 놀아 여기 프레이그라운나 부려오길 like 투팍 지금까지 나온 애들과는 다른 플럭 나 여기 보여주러 왔지 slug away 갈 수 있어 이 이상 난 할 수 있어 이 이상 추상적인 말들로 그리는 flow 난 우리 동네 똘마니 버려야 했던 많이 또 많이 뱉어야 해랩 이제 기대해 더 많이 보여줄게 나의 flow Yeah, yeah, uh. 내 코스피지수 몰라 해외 진출 노려 올라 DK 지나면 난 뽑아 롤스 롤스 얘들아 골라 내가 쏜다 uh. 젠테라 버스 시켜줄지 도보타운 이제 미리 차에 타 별별 슈팅 프리다운 Never taken to the low You're the current rolling loud yeah 길이에 뻘때 d w h a t about recording my b o m 소리는 커져 we be loud uh. 태생부터 다른 내 DNA like BTS TV and o own I feel damn 내 맘은 벌집해 We should talk about a damn 여기로 저기로 움직여 bam 전 세계가 폴햄 난이 세기 racer 이미 pull up 돼 있어 난 말해 what damn son prepare the war baby run lady I will be the boss 돼지 이미 king and crew 몸에 걸쳐 IDC YBB 양발 let it be shining VV 안 찼어 또 icing 티키타카 할때 도망가 with the liquor 항공 불안 에이, 비켜 비켜 저기 브랜드부터 watch it I'm so cool as man they might got a fam you the fucking freaky fake 뭐가 짬밥 비리 fuck that feel like tripping 내 머리 dumb today topic got a trophy drink coffee 이게 뭐말 브라 너네 몰라 아무것도 평생 내가 형이고 너네들은 내 동생 어송하지만은 갈선이 탐생 여기 우승까지 해서 돈을 벌어 갈슴 돈 벌어 치새스키 사는 옷 피패거리 벌어내미 돈벌이가 되겠지 Chillin' and killin' a winning feeling like a villain feeling like Tupac 네 머리 위 swerving no curving yeah 재훈이 병신 여기 프리스타일 나무 차려 정신 예예나 먹어야 돼 점심 예 너네 드링 그냥 방심해 예 예 30초를 채워야 돼 엄마 배너 채워야 돼 30초 씨발 넘었다 쓰고 Organic flows in my voice and a pocket all I have is the rhyme 쉽게 나 follow some wasting time 수정학한 래퍼 랩핑 for classic come up 없는면서 트랜스에로 yeah I be 올라면 아직까지 모두 아직 아직까지 못한 것 전부 get it get it no way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깨는 위로 올라가고 killing feeling 어떤 피처리 그래서 바로 반대로 killing track 샤 분발하는 트랩은 좀 자신있게 뱉어 자꾸 트랙에서 태권도 하고 있는 유란자는 속쪽에서 각도 마이크폰 들으면서부터 부르도 떨게 만들어낸 K4 7 같은 flow heavens 노래 값비싼 계산 없이도 부러져 포지션 you got me full addiction no peaceful but thankful to fame no nation cert 스너라브 베스는 처음부터 배츠 어디를 갔든 간에 어차피 뺏길 거면 의미가 없지 느 그때 말대로 그저 저기 봐 어마가 어마씨 전부 다 그저 버기만 하고 그땅안 만나고 그전 그런 걸 뱉어댔죠 화려한 걸 보기 원해 겉하면 저기 들어가서 뺏기 원래 원하면 너 제대로 된거 보여줄게 근데 대체 날 것들을 얼마나 더 챙겨야지 그런 것들의 관심을 얼마나 좋아지는 그들이 만족하려는지 아니 애초에 쟤들은 자기 만족이 없어 쟤들은 그저 춤을 추 수능 파였어 슬픈 너쇼 건건 대체 얼만데 니들이 광대체 했어 번돈 대체 정당 화가 되는 이유는 뭔데 여기서 아무도 관심을 안 주죠 그러니까 내 말들이 될 때까지 내 맘대로 타요 박자나 잘 타면서 차는 정작 못하는 게 내 현실이지 이런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가사들을 써도 박수 쳐주는 같은 애들은 이 we don't give a fuck about 뒤에 놓고 사였죠 거담은 뭐 독작하겠죠 니들이 하던 말들이 그저 개그 소 소재로 쓰이는 게 어떡하지 여긴 뱀밤 믿을게 하나도 경험해서 나온 듯 찢어버린 배신도 여럿이 있었겠지 눈을 뜨고 코베 이런 키스 다시 말해 아무도 안 미치 그래 가시 빼병신한 먼데이 파긴 구럽 안에 게 그럼 하나 죽게 매 다른 애 잔인 듯이 피를 파란 애 겨우 아프긴 워에이 것이 업행 아, 질러 후댕 가르키 지난 두배 뭐, 다르게 분내 물만 있으면 붓게워 애새끼지 상대하는 놈들 공배워 계속해서 말했지 난 그래 두 배로 빛이 나의 기지키 I'm a two best 후배였던 놈이 그래 이제 웃네 huh. 이제 깨버리지 깊이 너의 두개 골 yeah, yeah. 나 커서 되고 싶어 걔도 왜 너네 맨날 걔도 맨날 말로만 하지 너네 너무 have a feeling 내게는 너무 벅차기만 하지 이런 follow 벼석이도 안 놓은 내가 대체 이런 노래 나는 나 믿으니까 you can never stop me now 나 원하니까만 offended 저만 자고 rock you wanna fuck it truck 넌 할까만 지금 뒤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끝나 my phone 쓰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배야 하던 대로 매일 나를 만져주기를 보내 난 아직 배고픈데 사랑을 기원해 나 뭐든 할수 있지 내 노래를 들어주길 Sing, boom, bap, trap and always 너 내가 보고 싶은 오는 걸 늦싹 다 준비할게, pal. 난이 판에 들어온 지는 어만듯지만 몇 개월 뒤 너무나도 쉽게 비디야 더없는 언더에 해성같이 나타난 기사 여기다가 모든 건 건 거는 아니지만 50%는 걸었으니 제대로해 난 똑같은 건 절대 안 해 매일 새롭게 날 보자마자 쫀내 체력은 제로 내 네, maybe 여기서 랩인 들으면 괴롭네 씨마 타이원 이거 보고 배워 어쨌든 난 이런 걸로 중심 세워 그러기 위해서 이 verse는 쩌는 걸로 채워 But you can 꿈게 입맛 get up 자랑하네 I don't break but this is fake 항상 랩할 때는 소자 보지나 백 이런 우론 you can do anything 덮어채기 곡 하나로 시작되겠지 역사 어마갱 그래서 요즘은 빠르게 걸어 하지만 아직도 목표는 멀어 그래도 찾아내 개성 내 컬러 그리고 바로 이 곡 하나 썰어 wow. 울린 학교 종소리 옆에 해경생 계셔 돌려파는 내 목소리 5월 13일 우리 반 반장에겐 돈소리 스승의 날 챙겨 역시 책임감에 본보기 ATM 가서 돈 뽑기 고혼 바로 교복 입고 가는 중모소리애치켜스개 아프다고 all body 모조리 마이너 방금 떨보기 인형이 학교가 기전 먹어 괄 통조림 진짜 맛있어 내 랩은 아이셔 보다도 새로운 내 앨범 coming soon 기대는 타이틀 기대감 higher 미안 난 liar 타이틀 없어 coming. 줄 랩하는 아이 것들 1교신 몰아치거리미4교신 그냥 종소리 3교신 스트레칭 5교신 점심 주식벨 우대교 종소리는 웨이트 하면서 랩을 만들지 우대교 종소리 유치해 yeah. 음 Back gear, step you make some stacks 니 네 게름 거거짓들 더 필요해 너 같은 새끼들이 사라져버리기를 농땡이 피우다 망상 가서 몇 개 끄적기꺼우는 연습하지도 않은 톤으로 앵앵거리는 게 대체 아니 뭐야 이 새끼야 넌 이게 안 찔리지 괜찮나 임마 꼬린 놈들은 꼴로 까있겠지 귀찮아 임마 나보고 쇼미 붙었냐고 물어보는 friend들 다 날 기대 그래 봤자 씹은 전화 많이 쉽게 그래 또 임마 넌 전화 몇 통은 왔지 그래 또 임마 난 한 통도 안 오더라고 그래 너 임마 너너 임마 네 얘기하지 않노 아마 쇼미 붙었어도 광탈이었다 이 새끼야 maybe I cannot stop this funky rap game 힙합이 돈값 이어도 keep my soul making money rain 내 야망은 끝이 없고 나를 더 높게 만들어주지 힙합은 옛날 친구 만나면 반갑게 돈 여자 얘긴 지겹대 why you so serious 자극적인 걸 원하면서 손가락만 놀랬는 지금의 힙합 look watch h you've 보다 난 이만 나를 살릴 준비 I'm done aka again we so danger gang no pain no gain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게 My tongue like a pistol 경찰들이 삐뽀 난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아 꺾이지 않아 신념 No 노 e for real 이건 짚은 챕 t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그걸 뱉어 외판자고 떠들어댔던 나는 이제 없어 이젠 보여주고 증명 그리고 나의 길을 개척 The wheel is here 여지없이 난 기억 그때 그 단어를 기억해봤자 남는 건 pale 안 보이게 베일에 쌓여진 나의 pain 이제 나 pain이 되지 않게 the gain을 get 여긴 i n 이든 게임 목숨을 걸진 않네 벌써 나의 내가 목숨 걸면 빌보드네 어, 모든 이득이네 어, 전부 이득이네 계산을 못할 만큼 넘쳐나다 헷갈리네 나는 아직 할게 너무 많이 남았어 에이 숙제는 없지만 나의 즐거움이지 에이 맨 날이 돼도 나는 난 지겹지 에이 막 가는 게내 삶의 전부니 에이 The real is here 여지 없이 난 기억 그때 그 단어를 기억해봤자 남는 건 pale 안 보이게 베일에 쌓여진 나의 pain 이제 나 pain이 되지 않게 the gain을 get what 잠부다그렇타 yeah 예, yeah 예, yeah 예. 달려버렸어 난 너와 yeah hey, hey. 내가 왔던 곳은 벤토 날 잡아놨던 개도 yeah yeah 애지 나를 존남의 험 버릇치즈에서 개똥 버킨 나의 산 개똥 나 그래도 나는 행동 어어어어 어, 어, 어. 걔는 나를 보면 낸다 제발 챙겨봐줘 매너 yeah. 버킷 l i marathon 밖엔 밴드에서 걔네들 얼굴 다 빼서 락헬로에서 마인드 다 매섭 빠져난 매너 걔네 음악애들 또다시 패려 이거는 너 위한 배려 우 yeah Yeah. 근데 나는 너네 다 죽여버리고 너네 엄마 지갑 털어버리는 게 나 일 춥던 길거리에서 벌어버린 돈으로 이제 나는 체인 온미 근데 너네 날른가 몰라 내가 쓰는 가사 전부 구라 shit 이거 듣고 욕하면 그냥 버르지 걸려버렸어 난 푸시 알러지 애가야그리 닦고 썩고 마틱 뭐 유니파리 에이 에이 에이 받아라 나이 빛발 쳐버린 나이 비판 너네는 전부 다 깃발 제발 꼭꼭 겪는 나의 충성 안기모띠 안기모띠 이러면서 계속 뛰뛰뛰뛰 뛰어보러 마치 힙합 신 그 어, 그리고 트래피솔리 나는 여기도 뱃 헝난또 트래피솔리 그리고 빠로또 세버릴리 난 그리고 다음 여기 넘어갔지 또빛 그리고 래퍼들에게 바른 이렇게 필요하는 왜 에이 나는 걸어 그리고 또 바로 걸어 그리고 또 래퍼들에게는 걸어 그리고 견어처럼 난 저기 견어 너네들의 견어 와서 너도 퓨퓨퓨 서버를 마치도 견어 난 너네는 서버를 마치도 포 허? 나는 대포 나는 대포 이 밥신이 배포 해버린 밑 힙합 가는 너네들은 힙합이라고 할 자격 없다 그냥 야 개디죠 병신 에이 U N I Q U E 48 전화번호 아니 motherfucker b 아메리카 그래 u n c o 난 너네들은 어커먼이지 더 빡세게 랩해 지붕도 뚫게 박혀내 포부 보아치 지분이 안개가 지분은 애가 지불병 나발들이 마치 말리부 그저 말이뿐 다이아라 착용히 갔다 다이먼스 야 내 마인드는 다 죽이고 이긴다 세월에 땡겼어 그래 허표 다이 썸데 motherfucker 난 돌아갔지 나 지름길로 실력으로 돌아간 건 맞아 네 인생은 가시밖에 썩은 장미 냄새만 맡길 허표 fuck 다이 훈호된 네가 못 이긴다는 것 야 잘 들어봐봐 야 너의 한계는 야 여기까지인가 야 정작 나는 야 비판할 자가 없어 야 누군가 예술의 정답을 알려줬으면 싶어 그랬으면 싶어 예서원의 뉴스타 발에서 접이 나는 벼처럼 되길 시대가 변해도 내 랩이 전국에 울려지길 남자들 내 눈앞에서 랩핑 필요 없지 솔직히 돈이 밥 먹여주니 So what I gotta do? Be the best 성공은 공식이 없어 계란으로 벽돌을 쳐 매일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날이 스파녀엔 딴 사람이 자리해 의지할 사람 없지 아빠 내가 올라갈 수가 없대지 여전히 올려대는 넋이 마음의 문을 닫았지 않게 부딪히고 싶지 않아 아직까지 칼을 갈아 내 이름 속자 달아 태어나나 뭔가를 이룰 거야 달리지 못하면 두려워나 배아파 자꾸 가려워 신발 벗고 시간 없이 달려 니네가 뭐를 알아 저도 모르면서 핑계 대요 I wanna go back 딱 내가 태어나기 John Doe I stacking my skills 내가 먼저 뱉어버린 더 높은 field 뒷공문이도 못 잡을 만큼인 높이 높이 스타게 엉켜버린 래퍼들의 가리 잠궈 집 이미 끝났지만 난 들어갈래 끝이 핑요에 이미 놓아버린 정신 잡고 내가 말해 뭐해 진짜 백날 말해 뭐해 모든 가사의 기믹으로만 빼곡한 래퍼들이 타는 어리바리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려봐도 건 바바리 Yeah forever my name 내가 한 건 해냈고 다 너네는 아니 쇼팝들은 제꼈지 다그 다음은 savage I don't wanna waste my time 너네도 갖게 Look at my vision it's a better potential I kick them my verse I prove and make a groove make a pad better than 소리는 마치 피터팬 빡세게 달려 내 차 소리는 room feel what I'm d a m i n 술잔에 술 대신 넘치는 패기 믿을 건 나뿐이지만 너네들은 아님 재민이 새끼들이 내려입는 바지 나 모노 때미기에 걸보면 비식해 헝거겜 긴장해 빠겜을 하게 난 이런 신에 뿌리를 뻗게 존나게 편하게 래핑을 권해 패버려 이뤄낸 그렇게 다음세 그때도 난 가뿐하게 패세 그래서 랩을 내 이 신의 피니시 한자리를 차지해 그럼 랩이 돼 너네 밤새도록 뛰어다니지 running 너네들은 절대 못 살아갈 거리 신에서 살아남길 바라는 애 죽도록 해 아니면 레메티크 바리 본혹으로도 바라서지 인정 바라 경험이 없는 애는 꺼져 누구랑 만났다 래퍼랑 DM했다 해서 성공한단 새끼들 열어 너네들을 까버리는 보기 좋은 패기 페인들은 나란히 야지 스트레스원이 나의 앞으로는 텅 빈 거리 허는 나의 뒤에는 수많은 쩌리 What? Yeah, yeah. <clears throat> Yo. Hey. 오랜만에 돌아 이거 뭐 아님도 아니 이거 빼고 빡 랩은 내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시간 없어 중심을 자꾸 걸어가 like 프라도 가만에치 h 난마시를왔지마 실거리 없이 다져버리는 내 케이스 이거나 free 나 k i s on my beat 어디 걸어다니든 이런 소리 들어 연예인 Too many round, too many flow, too many crowd 근데 알잖아 내거 끝까지 들어 노래 부르던 놈이 깍잡고만 내 감성은 마이너 일도 안돼 일도 없지 말이야 나와 허세가 래퍼들은 SNS 내사진벌리고 다니잖아 실력을 기부했지 토 나와 래퍼들은 난 너뿐만의 쓴벌스로 너네들을 압살 생각 안 하고 생각서 여도 눈에 박살 재탕하는 벌스 I don't fuck about it 비비리만은 갖고 말 뻔한 엎어 갖고 밤미 호 PC b l d e got upgraded 이해 안 하면 듣고 와서 그로시 비회 지난 날들은 청산하고 난 여기 해있니 When you see me what you have to say is amazing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 그들은 너의 배분 이제는 좀 창피해 누가 생각해도 show me the money는 길을 먹은 미련 나를 떨고 생각을 안해좀 펑진 그게 뭐가 어쨌든 I will go high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잠시 큰 그 그만 두고 I go with pitch plain 이제 내 곡을 듣고 너네들은 달라 끝 아니고 같이 갑시다